나 돈이 없는데 이제 이걸로 그냥 써버리면 안 되냐 어 이거 느낌이 좋은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젠장 너는 뒤졌다 저는 망했습니다 야 이건 그냥 문이 없는 거지 멍청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네끼리 재밌게 해 나는 도박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봐 안해 어떻게 한 판을 못 이기냐고 저게 뭐 실력이 있습니까? 난 뭔지 모르겠다 포커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실력이 내리면 뭐 다음 카드 나올 때 보이니까 뭔 소리야 난 모르겠어 내패 두개와 공유패 세장을 보고 승률을 계산하고 상대 배팅을 읽어서 게임을 끌고 가는 게 프로입니다 상대 뭐? 저희 duelist들은 카드 뽑는 실력을 duel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기 폭포에서 수련하고 오세요. 난 모르겠는데. 그니까 손패 두 장이랑 공유패 세 장이 나왔을 때 조합할 수 있는 경우에 수학은 확률을 계산하는 게 프로라고요. 그건 그냥 운이잖아. 상대 페이스를 어떻게 읽냐고 내가 와서 이거 봐. 야 이거 봐. 이거 무슨 태울까? 읽어봐 바보. 이거 무슨 트일까? 못 맞히면 맵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태니까요? 빨리 말해봐요. 뭐냐 대체? 알았어 마왕님 우리가 미안해. 아 만원 감사합니다. 많이 블러핑을 어떻게 구분하나고요? 야이 표정 읽어봐. 무슨 생각 중이니까? 뭔 생각할까? 이제 다 얼마냐? 정, 하나당 25만원. 어떠십니까?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지. 특히 팔꿈치가 커요. 확실히 자연스러웠어. 신기하다. 개쩐다. 근데 너무 더워. 오호 확실히 부드럽죠. 마왕 최고 미원 2만원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음? 이게 체감이 큰데 0, 2, 어떻게 치는지 가르쳐줄 사람 0, 2 0 7 5, 2 어이가 없네 뭐, 어, 확실히 달라. 내가 한 대 날라 다녔지